청소할게요. 절대 절대 더워서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. 무전기로 저는 더위에 그렇게 불복하는 약한 사람 아시죠? 아니. 단지 얌마 누르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. 단지 그냥 이제 촬영에 방해. 어. 이게 아성이 안겠어 단지 촬영에 방해가 안 되려고 이렇게 조용히 전혀 더워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. 네, 뭐, 네. 리허설. 리허설. 아, 아, 아, 아, 어딜 가시나요? 아, 아, 경남, 이시죠 아,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아니요 이거 지금 이 이 이이이 샷에서 한 거지 더 많이 나왔어요 이번 시즌 샷 많던데요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시는 거죠? 하실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드라마 촬영자 다시 만나 다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자꾸 인사하세요 <laughs> 자꾸 어디 가시려고